왔다! 아! 대박 이거 몇 점이야? 뭘 적은 거야? 언제 와? 손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? 미션 미션 법리단길이 어디야? 여기가 법리단길 카페예요? 아, 그래서 여기서 보자고 한 거구나. 하고 범... <laughs> 범어사 돌담길에서 업고 걷기. 내가 너를 업고 걸을게. 그럼 되잖아. 응? 막상 이렇게 한다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? 어제 먹은 야식이 생각나고.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 좀 업으면 안 돼? 아! 오빠 여기 앉아서 찍는 거 어때? 아 다리를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역시 마델이야 어? 어 야, 잘 찍었다 어 그래요? 어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잘 찍었어 됐어? 응 어, 거기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봐 어 그래야 돼어 발이 지나는데요? 어, 그거 버텨야 돼턱 조금만 당겨 어 조금만 더 당기고 살짝 이쪽으로 돌려 어 그렇지 그거 알죠? 소라게 소라게? 방이 안 들어오네 안 걸쳐주네 <laughs> 우와 음. 포토그래퍼로 전향 뭐 미션 거 떠나줘 검사 받을 시간이에요 네, 그리고 무슨 생각하고 계셨죠? 오늘 몇 시 끝나나 <laughs> 깔끔하게 <laughs> 오빠도 빨리 해줘요 아, 나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아왜 이런 거예요? 찡긋 이런 거 그렇지 갑시다 음. 가재 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물 진짜 시원하겠다 여기서 잡으면 되죠? 가재기, 가재 어떤 생물이면 상관이 없어요 어? 생물이면 상관없다고요? 네. 여기 지금 <laughs> 나눠 올라 5분 <laughs> 안에 네. 여기 양식장 아니에요 아! 뭐지 차가운데? 자 일단 가재기 한 마리 <laughs> 이거 그 진심 내 코딱지보다 작다 그. 야! 아니 아빠 말고 있는 거다 한다 나온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차! 아 바지 다 젖었다 아니 안 젖었어 아이! 야 그거는 너가 석션았네 자 많이 오? 어? 다슬기 몇 점이었죠? 10점? 아, 엉덩이도 젖은 것 같은데 젖었죠? 대박 이거 몇 점이야? 이거 진짜 몇 점이야? 미쳤다 뭘 잡은 거야? 대박이죠 뭐 잡았어? 미꾸라지 와! 이거 솔직히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 주작 아닙니다 안돼! 안돼! 안돼 안돼 바다에서 못 잡은 걸 여기서 풀었네 산 미꾸라지예요. 아. 미션 성공! 이제 팔, 빨리 풀어줘요. 숨 막히겠다. 맞을게요. 고마워! 오늘은 풀릴 날이다. 하나. 새소리 너무 좋다. 너도 노래 새소리만큼 잘하잖아. 난 완전 깨꼬리지. 아, 절이라서 삼는다. 다 함께. 와, 뒤에 산 봐봐. 되게 초록색이다, 그지? 푸르다. 와, 어, 맞아. 풍경에 왜 물고기 달려있는지 아세요? 옛날에는 다 목조 건물이라서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물을 상징하는 음, 어. 물고기를 달아둔 거지 맞아 국사 시간 때 들은 것 같아 절이 조용해서 좋아 나는 마음이 편안해서 근데 나는 뭔가 아, 분위기가 되게 엄숙해 음. 두 분이 달력을 하셔서 두분 이한 분을 업고 이 돌덩이를 올라가시면 근데 이거 꽤 많아요 이거 중간에 체인지 해도 돼요? 마시면은 바로 퇴근. 내가 한 번에 다 오케이 아, 네, 하면 이렇게 들어도 돼요? 아니 무조건 이렇게. 뭐 무거울 텐데. 다리에 힘 너무 많이 들어. 어, 가자. 내가 너 연습실 빨리 보내줄게. 우와. 인사. 이게 찐 엔딩이야 가자 가자 오 열정 좋은 생각이었지 좋은 딜이었지 못할 줄 알았을 거야 음. 제작진 제작진들이 못할 줄 알았던 거야 음.